어떻게 얼, 얼마 뭐 얼마 생각하세요? smile 세 번. 오케이. 아 오케이 가져가세요. 아 고맙습니다. 네. 아 이 집 장사 잘하네. 아 좋아 좋아. 임자예요. 아, 아 손대지 마세요 아, 선생님. 뭔지 아, 몰라고. 아 망했어. 아, 말, 아, 맛있어. 아, 먹고 싶은 거 말씀하세요. 네. 오, 자, 그러면 요거 먹고 싶은 사람들끼리 모여봐요. 요거 나도. 세 명이야? 네. 자, 애교. 자, 오케이. 자, 애교. 오케이 예, 자 애교 <laughs> 어. 자 다음 자 이거 오케이 당첨 <laughs> 어 당첨 아까부터 자기가 제일 처음 와가지고 이거 먹고 싶다 했는데 이거 말고 이거 먹고 싶어요? 자, 어. 자 오늘도 다 팔았네 행복한 하루다 난 이거 먹어야지 냠